데려올 거야? 내려와 내려와 내려와봐 <laughs> 내려오세요 무서워 계단 내려오는 거 그치 부부야 <laughs> 무서워 무서워 뭐야 5분만이에요 뭐 내려가요 가자 귀엽다해 그쵸? 음. 음. 어, 발발 바닥 빨지 말라 했어 안 했어? 했지? 그래 그 발바닥 이거를 계단에다가 붙이려고 샀는데 뭔가 이렇게 다 붙이면은 계단이 많이 어두워질 것 같아서 반만 잘라서 뭐 이런 식으로 <laughs> 반만 붙일 까해요 And it was Corey. What the hell? That's fine. 하자 엄청 편하게 한다. Just up to me, but it's up there with I big agree, but then again, resisting women doesn't seem to be Corey's strong point. You know, he's an old man now. Let's get on talk to him. Where's he at? Everything. if Kobe's interested in me, but come on, man, what's gonna happen? 하우스 가잖아 거기 하우스야? 아니 엄마 저 보여줄라 그런다니까 엄마 저 보여준다고 관심이 너무 많아 샤워 안해 이게 뭐야? 5 2뭐야 뭐야? 고트 파파 해봐 도망가 버렸어요